안녕하세요 저녁을 했습니다 엑소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나, 미복귀 휴가를 나와서 어, 떤걸 했냐면 일단 계속 밥 했으니까 그 안에서도 그래서 먹고 싶었던 음식이 너무 많았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부모님 제가 어머니 밥을 진짜 좋아하는데 어머니 밥도 먹고 혼자서 좀 많이 먹으러도 다니고 엄청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활동 계획은 제가 이제 더문이라는 작품을 촬영을 하는데요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음악도 있어서 지금 들려드리려고 열심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다들 어려졌다고 하시네요 어려... 네. 어려... 어려졌다고 하시네요 해외 팬분들도 정말 많이 올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멤버들 만났냐고요? 멤버들 다 만났죠. 나와서 멤버들부터 만났던 것 같아요. 시우인 형이랑 저랑 군대 있을 때도 잠깐 같이 있었었는데 모르죠 뭐 아직 안 갔다 온 친구들은 뭐 <laughs> 저도 몰랐잖아요 저도 가기 전에 사실 군대 취사병 조리병 힘들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요리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 진짜 조리병을 가고 싶어서 자격증까지 취득을 해서 했는데 아, 힘들긴 하, 더라고요 예. <laughs> 그래도 너무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그런 대량 조리를 언제 해볼 수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삽부로 <laughs> 요리했나요? 네삽부로 했어요 아 그쵸 제가 휴가 나와서 엑소 콘서트에 왔었죠 진짜 좋은 경험 진짜 진귀한 경험이었던 것 같은 게 제가 사실 콘서트를 섰을 때마다 제가 아 진짜 엑소가 하는 콘서트를 내 눈으로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팬분들 쪽에 앉아서 이제 팬분들 옆에 바, 바로 있고 막 이런 경험도 했는데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내가 이걸 보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왜냐면 항상 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진짜 저녁 후 그 소감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laughs> 진짜 이 단어로 다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모든 <laughs> 군인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뭐하고 있는데 진 뭐로 말해 세훈이 등장 세훈이 아 뭐하는 거야 빨리 일로 와 어? 너 좀 나와 미치겠다 우리 경훈이 우리 경수 형 에? 제대했어요 그래서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 그 재밌는 거 좀 했어? 재미없지 내가 재밌냐 응? 재미없지 내가 재밌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하니까 야 그래서 경성이 진짜 제대했네 그럼 네? 했지 세훈이가 진짜 많이 축하해줬어요 형 경수 보라트 플리즈라는데? 여보 음. 이건 해야 돼 아니 이런 거를 아까 내가 얘기했어 했어? 금요일 못한다고 이런 거 어? 애교 애교 해달라는데? 난가 <laughs> 빨리 이제 아 해달래 아, 좀 하게 아 그니까 형해 알았어 옆에 있을 게 그냥 아니야 해 아니야 너, 여러분 너 예. 옆에 있으면 이런 보라트 보고 싶어요? 아 하지 말라고 예? 여러분 보라트 보라트 보고 싶으면 댓글에 하트 치세요 하트 댓글을 하트로 도배 시작 봐 어, 하트 이야 역시 우리 엑소엘 볼 하트 그거 해 알았어 어? 알았어 볼 하트가 뭔데? 어? 볼 하트로 몰라 나 잠시만 볼 하트가 뭐야 아 잠시만 여러분 볼 하트가 뭐예요? 나도 모르는데 그냥 볼에다 하트를 만드는 건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지? 내한테 보라트 이건가 보다 봐봐 이거죠? 이거 맞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지 알았어 퇴근 퇴근 우승 퇴근 그럼 마지막으로 경상이 애교 보여주고 끝낼게요 저잘 다녀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브이앱을 하게 됐습니다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기회가 되면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